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코다리 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코다리를 우선 따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다리는 4마리가 한 세트로 나오잖아요 근 식구가 적을 때는 4개가 많아요 2마리 2마리 요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나무 빼고요 그리고는 안쪽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자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일단 다 잘라줍니다. 통째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. 통째로 요리하면 좀 보기가 푸짐하고 좋거든요. 그래서 통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자르고요. 집에 갖고 계시는 냄비가 머리까지 다 넣을 수 없는 사이즈면은 머리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냄비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은 통째로 하시면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. 요리하면은 손님 상차림 할 때도 좋고 보기 좋아요.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헹궈주시면 돼요. 손으로 문대면요. 아주 자잘한, 아주 작은 비늘 같은 경우는 그냥 쑥 떨어지거든요. 문대시면 아주 작은 비늘이 이렇게 쑥 떨어져요. 까만 게 이런 게 비늘이거든요. 동태 비늘은 아주 짜잘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다 뽑히세요. 이렇게. 맨손으로 하지 말고요. 장갑 끼고 장갑 끼고 하세요. 맨손으로 하시면 손 이렇게 찔릴 수 있어요, 근데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. 코다리 조림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코다리 조림에 양념에는요, 고추장이 좀 듬뿍 들어가거든요. 고추장을 이런 식으로 한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좀 섞어줄게요. 자, 고춧가루 한 스푼 섞어주고요. 음,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. 이렇게 소주잔 하나 부어줍니다. 진간장도 소주잔 하나 넣어줍니다. 마늘 다진 건요. 한두 스푼 넣어주고요. 맛술 있으시면 맛술 쓰시면 되고요. 소주가 남은 게 있어서 예 쓰겠습니다. 두 스푼만 쓸게요. 고춧가루 약간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 둘게요 이렇게 냄비가 있죠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게 없으셔서 통째로 못 하실 때는 반으로 잘라서 하시든지 아니면 토막을 내서 하시면 돼요 무를 300g 쓰겠습니다 무 300g은요 감자 보통 아담한 사이즈 3개 생각하시면 돼요 냄비 바닥에다가요 좀 이렇게 깔을게요 무 좋아하시는 분은 무를 좀 넉넉히 넣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, 물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요. 코다리를 통째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대파 한 뿌리 정도만 준비할게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전컵 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반잔, 하나 반잔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던 소스를요 넣겠습니다. 냄비에 불을 켰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졸이겠습니다. 자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. 국물이 조금 줄 때까지는 불을 조금 세게 그냥 놔둘게요. 국물이 어느 정도 줄면은 불을 조금 낮춰줄게요. 우선은 조금 익으면서 물이 조금 줄면서 무도 익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코다리도 익어줘야 됩니다. 자 이제 국물이 짜작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줄었습니다. 이렇게. 불을 낮춰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오늘 요리 끝났습니다. 코다리 조림은 익은 다음에는 건드리면 잘 부서져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는 게 문제인데요. 식당 같은 데서는 이런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냄비째로 들어붙거든요. 그러면 이걸 안 부서지고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.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기를 옮겨 담았으면요. 이 남은 양념하고 무를 코다리 조림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